남자님 인물 카페에서 마음 고생한다. 어? 뭐? 아 계속 피자 있을 거예요? 이제 나랑 말안 하려고. 씨랑 나 남남 아니고 우리잖아. 앞으로 힘든 일 생기면 우리 야 이발 야 녹화했지? 야 만화책 반납할 거 없어? 없어. 아, 이제 그 집에 컵이 많은데 이런 모양 그래도 다행히 하나도 없어서 이것도 잘 쓸 것 같은데요? 이거랑 그리고 요거 귀여워 스누피 이거 전에 귀엽다고 갖고 싶다고 했는데 같이 일하는 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줬습니다. 그리고 이거 이거는 요즘 갑자기 또 텀블러가 갖고 싶어져서 찾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게 생겨서 샀습니다. 짠! 진짜 너무 예쁘죠? 영롱하다, 영롱해. 이게 찾아보니까 지난 가을 MD로 나온 거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안 팔아서 인터넷에서 거의 두 배 가격에 팔고 있어요.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갖고 싶어서 그냥 질렀습니다. 뚜껑을 열려면은 이 손잡이랑 같이 열어야 됩니다.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손쉽게 열 수 있어서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. 갔네. 야, 분위 어,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세연이가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뭐부지? 이웃이 다 맞나? 안 맞나? 안 맞겠지. 음.

맛있어. 응? 맛있어. 영 드라마야? 어. 한국 절대야? 응. 응. 응. 이벼서 녹아. 응. 네. 음, 뭐람 무슨 일이야? too. 5분 만에. 그러네. 또안죽었죠 충당. 사람 시력안 죽어. 너도 사람이구나. 음. 매워. 이게 맵다고? 음. 음, 맛있는데? 이게 매운 게 나을 것 같다. 음, 안 그러면 너무 느끼할 것 같아. 음. 학원이랑 연구소는 정리해서 재건하면 되고 영도님은 신도들 주머니 털어서 돈 내주시면 되고